피에로고 그냥 다리 먼저 떨어지시는 게 나아요. 아, 그래요? 할줄 몰라서. 그럼 그냥 다리로 떨어지세요. 네, 네. 그럼 거긴 그냥 그러면 그냥 뛰겠습니다. 네. 됐어요? <laughs> 형! 갈게요. 빨리 와. Next. 어? 로봇이 들어가네. 아, 뭐야, 이거 뭐 살펴지, 이와 삼겹살이네 넥스트 고기 만치라고 하시는 겁니까요? 저는 아 동생이랑 추석 특집으로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그 좋아 아이그 좋아 손, 손, 손, 손. 이게 브이로그가 아닌 이번에는 타니로그로 된 것 같은 이런 기분. 단. 아미한테 인사해 두손 아메한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 젤리였지 음. 않을까잉? 음? 음? 단, 단 일어나봐. 단 일어나봐. <laughs> 피곤해. 고기만 쳐다보게 봐. 음. 귀여워 아니 이거 있는데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오자마자 춤을 추는 나외둘 나외둘 추석 날이라 가족끼리 탄이 옆에서 자꾸 침 흘림 탄이 졸림 느낌 혼자 찍기 심심함 음뭐 비의 영상?